왔다. Да, я помогу. Стой на месте. 뒤층 Мы уничтожили. 저게 나이스. 아 어, 까비. 까비. 아니 그쪽 네, 맞아요. 정도예요. 아니 아 이거 잡은 건데. 나이스. 자, 뭐야? 스나이퍼 로드게 하나 자리 있나 보다. Ко мне. Бомба взята. Бомба взята.